안녕하세요 도로시입니다 안녕 자 오늘 먹을 건 이거예요 이거는 삼겹살 두반장 숙주 볶음면 음, 두반장이랑 굴소스로 볶았고요 목이버섯이랑 이렇게 야채도 숙주 같이 넣고 중국 당면이랑 회오리 당면 사용해서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문중김치고요 이거는 히비스커스차예요 아 맛있다 잘 먹겠습니다 회오리 당면부터 이렇게 생긴 게 회오리 냉면이에요. 음 맛있다 쭈란 목이 버섯이랑 야채들 아니 진짜 딱 잘 됐어요. 삼겹살 면이랑 같이 되게 막 먹고 싶다는 걸 상상했는데 만들었을 때 제가 원했던 그 맛이었을 때는 진짜 행복해요. 이 그 두반장은 진짜 밥 볶아도 맛있어요. 음. 이제 단 거를 좀 이렇게 잘 드시는 분 설탕도 드셔도 좋죠. 두반장, 굴소스, 설탕 이렇게 하면 넣어도 맛있어요. 삼겹살이랑 회오리 당면. 음. 진짜 볶음 요리를 할 때는 파 기름이 신의 한수 같아요. 파 마늘 기름. 너무 잘 먹었어요. 이야. 두반장이랑 굴소스랑 그 어, 딱 적당히 들어가서 간도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. 음. 처음에는 색깔 보고 아 두반장을 좀 더 넣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었어요. 음, 딱 간이 좋았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에 음, 후추 넣은 것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요. 정말 맛있었어요. 강추. 그리고 이거는 문중김치. 어, 익으면 익을수록 맛있네요. 여기서 더 익으면 이제 찜을 하거나 찌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히비스커스 잔 언제나 맛있습니다 선호하는 브랜드는 없고요 그냥 마트에서 티백으로 파는 거 사고 있습니다 안녕 우주 여러분 진짜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